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. 기자가 개아리를 들고 있어 우리 빨리 놀아 신나게 아이가고 아이가고 춤춰 빨리 아이가고 아 빨리 둘이 놀으라고 이씨 둘이 뽀뽀라도 해 그러면 야 오늘 나가냐 아니야 내리지 마 누워만 있어 사진 한 찍고 내리게 이렇게 앞으로 꽃받침 계란마 뒤로 좀가 얼굴이 너무, 너무 커 어. 나은이 넌 앞으로 와. 야 그래, 그래도 조금 더 나은이가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. 어, 차별 대우행. 하나 둘 셋 웃어. 웃어 이.